여렇게 누나 한개 여긴 아니야 거기는 머리카락 있네 어 부딪혀서 다니는데 부딪혀서 이렇게 부딪히다가 다시 뒤로 가요 오 어, 잘한다 조금 것도 見て